헤이 뒤에 거예요 앞에 건 아닌 거예요 스타카토는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써 헤이 써 흑색 이 말이에요 써써 색에서 기억이 없어요 새만 남으니까 이게 새새새 광써 광써 와 홍써 홍써 오 빨써 빨써 리써 绿色 무슨 색 같아? 녹색. 아, 천재들아 지난번에 헷갈리더만. 绿色绿色 대단하다. 白酒白酒洋酒洋酒 오, 거의 술만 가르쳐요. 红酒红酒啤酒啤酒 술은 다 희망이야. 녹색. 피지오. 啤酒短短短短 짧다. 短短短短 길다. 长长长长长长长 장장 长江 장강이라고 해서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길다고 해서 长江 장장 长江 한장 한장 장장 장장 대단하다 이걸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알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뭔 말이라고? 배고파 그 얘기요 시작 으아 부아 오케이 여기까지 두 꼭지 끝났습니다. 조금 음. 남았지? 예. 네. 아, 아, 오 대단하다.